2020년 8월 11일 흉가 여행 30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누구세요? 누구세요? 고 깜짝이야 씨. 누구세요? 어? 누구세요? 아, 아, 아. 우리가 여기 여긴데? 어? 여기 거기다 개신계라오 개신계라오 개신계라오 어? 잠깐만 저기 뭐야? 잠깐만 누구세요 거기? 잠깐 뭐 있었다니까 잠깐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니까 아 여기 비 오니까 더 이상해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답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가 엄청 애매해 애매한데 지금 아! 어! 누... 구야 잠깐만 누구세요? 어? 누구야? 어?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야, 이코라 홀리지 마. 홀리지 마, 홀리지 마. 너 홀릴라 가잖아, 지금 멍청한 놈아. 너 홀릴라, 잠깐만. 누구야 어디 있어요? 잠깐만요. 잠깐만요 있어봐요 어디있어요 어딨나요 어? 뭐야 어? 잠깐만 잠깐만 어? 미치겠다 오늘 아. 아. 三三 와 미쳤다 에이. 와 와, 바로 이거지. 미쳤다. 와, 여기에 누군가 앉아있으면 진짜 개 대박이다. 하지 말. 어?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와우. 아. 들어왔다 여러분들 초집중 초집중 초집중 여러분 잠깐만 자 여러분들 수샷 준비하세요 수샷 잠깐만 소리 거기 위에 있죠 위에 어? 어디? 어! 레전드다! 어! 와! 어! 잠깐! 어! 아! 저 겉에 뭐야? 누구세요? 어? 어? 어? 하지 하세요. 움직일 때 가버려. 씨. 아, 아, 아, 아, 아. 저도 잘 먹고 잡았습니다, 이게. 어, 나 방금 이거 뭐머린지 알았어, 이거. 와, 여러분, 들 누가 들어왔어요. 또 다른 기운이 들어왔어요. 예 제가 올라갈게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요? 어디 자 그만요 그만요 그만 그만! 그만!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! 열공이나 하세요! 아, 아.

어! 어, 어. 안돼 안돼! 오! 어, 하지마! 하지마! 아! 오! 와! 우와! 우와! 와, 나 미쳐버리네, 이거 진짜로. 아저 이제 됐어요 어, 제 얘기하기 싫습니다 저 얘기하기 싫어요 와 여러분들 안 통해요 그러면 굳이 댐베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 예의 갖추고 다 했습니다 아마 혼자가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그래 얘기해 볼까 하는데 나머지 넷은 아니 나는 이게 재밌는데 나는 이게 재밌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런 행국이야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진짜로? 알았어요 잠깐만요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예 그러면 아 어, 제가 혼자 갈게요 혼자 예예 예예예예예 예. 예, 예. 예, 예. 예 아 안되겠다 지금 빨리 가서 지금 나 빨리 가서 팔 찢어진 거뼈 부러진 거 지금 꼬매야 돼 지금 빨리 지금 한 30방 꿰매야돼 지금 인정하지 얘들아 지금 30방을 꼬매야 된다니까 지금 뼈 부러져갖고 지금 안돼 이거 나 지금 30방을 꿰매야 돼 지금 좋댔어 지금 짠 부탁드려요 어.